안녕하세요 예쁜 놈들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마시멜로, 스니커스 아이스크림, 트윅스 아이스크림, 허쉬 우유, 음, 누텔라,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스밀라흐마라힘 Bismillahirrahmanirrahim. 오래 많이 먹으니까 甘いし。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 이번 마시멜로가 오랜만에 먹는지 너무 맛있었어요 뭐때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